뭐랑 라 우와 개념도 있 깨지기 아, 다리 너무 어, 아프다리 왜? 아, 왜? I'm fast as fuck, boy. 아, 아프다고 이렇게 진짜 가는 거군? 아, 씨! Cow!